남잘 배웠어. 너 내일 생각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너 못생겼어 진짜. Hello, xin chào mọi người Để tôi chỉnh lại cái camera coi Bây giờ thì uh, Ly đang ở nhà một mình thôi Đang ngồi coi phim, có ai nhận ra không? Friend, huyền thoại Để, để chỉnh lại cái camera một chút xíu nha ha. Chuyện là bây giờ Jun đang ờ, đi ăn ở ngoài với bạn Thì ờ, hôm nay Lịa ở nhà có một mình thôi Khá là buồn Chị ở nhà coi phim Xong rồi ờ, đang đợi Jun Jun sẽ mua cái gì ta Gà hả? Kiểu gà mà gà Gà cay á Chân gà, chân gà cay mà nấu kiểu hàng á Xong sẽ về nhâm nhi một chút xíu <laughs> Coi phim skincare rồi ở ngoài đây thì là balcony nhưng mà vì đang một điều hòa cho nên là mình phải đóng cửa là tắt điều hòa đi nè cảm thấy hơi lạnh thì không biết bao giờ chung mới về nhà mình uh, sẽ đợi chắc tầm khoảng 5 tới 10 phút nữa thì bây giờ Jun đã đi ra ngoài với bạn rồi để tôi một mình ở nhà cô đơn lạnh lẽ như vậy đây thì mới nhắn tin là chuẩn bị về cho nên là tôi sẽ giả đò làm mặt lạnh mặt giận để coi thử ổng dỗ tôi như nào <laughs> 몇시 알아? 다음 편은 갈때 어, 리밋 타임 없이 아, 빨리 읽어 봉투 하나 사? 회사 알아? 뭐 샀어? 한 개는 쭈꾸미고 한 개는 낫지야 예, 근데 거기 그 족발은 족발도 맛있어 나중에 족발 해줄게 오빠 술로 좀 많이 먹었어? 오빠가 맥주 한 3캔 정도 먹었어 3캔 맥주 왜 그렇게 많이 모았다? 그 오빠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네명 있었거든? 네. 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요거가 요거가 쭈꾸미. 나안 먹어. 요거가 쭈꾸미고 내일 내일 먹어. 그리고 요거는 닭살. 왜 그렇게 많이 싸워?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는 서비스고 이거는 한식 야 내가 에 이거 기나. 나 이제 배 아파.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여기 딸이. 미안해 오빠. 야 어? 수박 다 먹었어? 아, 나 엄청 배고, 배고파. 오빠 이거 하나 갖다. 이거 내 청파야. 아니야 그냥 칠거 나저 생각 안 하지. 아빠 네 생각 많이 했지. 됐어. 나 관심 없어. 나 그냥 오빠 실시간 기다이었어 오빠 언제 나가? 알아? 8시? No! 7시 반. 1분 40. 오빠 도착. 1분 40. 이제 몇 시야? 사랑해. 됐어. 오빠가, 오빠가 조금만 가벼워. 나 혼자 아 맞다 나 혼자 있어 얼마나 위험해 알아? 오빠 문 잠고 왔어 야 와이 방문 나못 나가 아냐? 아니지 이렇게 오픈은 내 빠꾸니 어떡해 사람 거 뭐 어떡해 나 어, 여자는 혼자 있어 어떡해 이쪽은 너구리 쳤다 <clears throat> 나 그럼 예뻐서 그 오빠 계란 하나 해줄까? 계란, 먹어. 계란 하나 이쪽도 맛있어. 아 싫어. 참기름 좀두개 줄까? 참기름? 아 싫어. Nope. 참기름 뭐야? 이거 이거. 그 소스. 아. 왜 그거 먹어? 난 잘못했어. 내생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쓰고 진짜. 야 이거 네가 했거든 이거. 와 매워 맛있어. 와 cái này cay quá wow cái này ngon lắm <laughs> 야 이거 언제 레코딩 했냐? 음 비밀이야 야 그거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을 텐데? wow đây là cơm cơm mà có mực à bạch tuộc chứ <laughs> tốt cay wow ngon vãi và ai mà thích ăn cay là cái này đúng bài luôn á uhm. uhm. wow. có mực nè có giá nè có chút 몰래? 아니 오빠 많이 먹었어요 알아 너 혼자 많이 먹었어 그 다음에 오빠랑 족발 먹었어 족발도 진짜 맛있다 아 오빠 사줄게 그냥 좀 배달 좀 시킬게 오빠 돈 흠, 됐어 야 언제부터 레코딩했었냐 비디오 왜 알고 싶어? 응? 이거가 프랭크야? no, what the prank? It's the true you that make me waiting 3시간 야 오빠가 술 먹어 그럴 수 있지 응 I took me to make my the limit time 아니야 나 싫어 limit time 그냥 오빠가 나 생각해 그러면서 빨리 와 야, 오빠 계속 핸드폰 보니까 사람들이 아, 준 진짜 너리 좋아해 너 every time 너 just looking for the her hmm. You doesn't check him if I'm the message or not 아니라 오빠 핸드폰 너 계속 본다 흠, check your stock 아니야? No 아, 오빠 오늘 stock도 올랐어 오빠가 그냥 one month, two times only that go out and drink. 아, two time이야? 너 one, one month, two time이야? 나 음. one week, one time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 너 아까 one week, one time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 괜찮아. one week, one time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투만 투윅 너 원타임 있어 오케이 아니야 오빠가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오빠 잘안 먹어 오빠 잘안 먹어 그냥 오랜만에 너 유즈 코리안데 진짜 좀 재밌다. 물, 물, 물, 물. 물 줘? 이거 매워 근데. Hoặc thì mình phải chảo cái đống cơm là mình đi ngủ